갑자기 의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저희가 촬영 특성상 촬영장 안에 들어가면 전혀 안 보여요 조명이 세가지고 지금 놀려줘요 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? 아니 하나도 안 보이네 바보 바보 나 미리다 아우 너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우 연대시 화장실 맞아가지고 저는 초심을 찾고 네 파트를 하고 아, 잘 어울려 보여요 이걸 찍기 위해 1원짜리 아래 2천원 오락 냈다 했다요 아니 화이팅! 작품들을 좀 보세요 오모찌 찹쌀떡 약간 저의 감성 아시죠? 약간 이런 감성으로 규빈이 형을 찍어줬습니다 오! 손은혜 어디서 공기될지 모르겠지